2020년 7월 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오늘 저, 그, 아, 조금, 아,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. 아! 아. 그, 저, 그, 그냥 나갈게요, 저. 아. 아 그, 저, 어, 그, 그냥 나갈게요, 저. 제피 좀 낮춰드릴게요. 어? 어? 어? 아, 있다. 아. 어? 하나 아니야 어디 계세요? No. Oh! 뭐야? 누구세? 뭐야? 사람이에요? 누구세요? 누구시냐고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. 아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. 아. 아. 어, 잠깐. 아. 아 씨발 존 나빠 어어존 어, 나빠 어, 어, 어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이대로 나가면 안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아까 말하다 말하는데 방금 전에 잠, 어, 여러분 아까 전에 무슨 뭐 형체 같은 것이 보였죠? 이게 지금 잠깐 빠졌다가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는 지금 이게 아까 그 형상들이 보이고 빠진 다음에 어떤 다른 뭔 말을 조리 있게 못하겠다 지금 이거 함께 지금 다시 또 큰 기운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?

어지러워. 어, 지러워 아, 저 얘기 듣기 전에 못 나갑니다. 저 얘기 듣기 전에 절대 못 나가요. 어차피 이대로 가도 그냥 따라올 거잖아요, 또 맞죠? 이대로 가도 따라올 거잖아요, 또 맞죠? 나오세요 거기 있죠 나오세요 거기 있죠 너.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. 저거 뭐야 아까쯤에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

진짜 죄송합니다.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.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. 그냥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.